1등하면 상금이 있나요? 네. 어. 종목별로 10만원씩 드리고 10만원씩이요? 네.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키랑 몸무게에 따라서 이제 기준값 그러니까 수행해야 될 벤치프레스 무게라든지 이런 게 음. 결정이 되거든요 음. 이제 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178.6에 74.2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도출된 기준값이 75즉 벤치프레스는 75kg로 하고 있는 거고요 BPM 소리에 맞춰서 총 3세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어, 토탈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예, 요걸 가지고 경쟁을 하는 예, BPM 리프팅 예. 스쿼트, 벤치, 데드리프트 요 세 개를 딱 측정하고요 이제 전략들이 있겠죠 음. 나는 예를 들어서 첫 세트에 완전히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래 아니면 뭐 10개 10개 10개 이렇게 음. 할래 이런 계획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키랑 그 다리 아, 몸무게가 네. 고정이 돼가지고 각자의 네, 그렇죠. 그게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어, 신체 조건이 달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근데 약간 나누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좀 더 재밌게 하려면 다 음. 그립도 네. 기준이 있나요? wide 그립 해도 된다. 아 예. 예. 한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고 아. 너무 이제 네. 파워리프팅 스타일로 찍 빼는 예, 이런 거는 안 됩니다. <laughs> 지금 현재 어,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35회를 한 네, 정식 분이 지금 1등 상태입니다. 35회요? 네, 총 35회. 한 번에? 아니면 총? 총? 네, 3세트. 와. 벤치프레스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1회 대회 때 지금 정식군이 1등 했거든요. 네. 35회를 했는데 총 지금 2세트 만에 벌써 28개. 어. 대! 대! 어 38. 아. 와. 세 신기록 세계 챔피언이신가요? 네, 지금 네. 우리 세계에서는 38개로 <laughs> 이제 음. 네,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치프레스에서는 38.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네. 음. 네. 네. 작살난 건 아니야. 고독해. 아, 쉽지 않다, 진짜. 19개 안 되면. 아, 19개 안 되면. 오케이, 오케이. 스물. 스물네 번. 고생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오늘 기록에 만족하시는 편인지. 기록 자체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예. 저번에 연습했을 때보다 조금 몇 개 더 하게 돼서 음. 개인적으로는 만족. 이렇게 띵띵띵 올리고 딱 들고 있으면 돼요. 어. 19년도 말에 음. 왔으니까 한 음. 3년 그 정도 된것 네. 같습니다. 선수라고 하기엔 뭐하고 음. 일단 대회는 꾸준히 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피곤함이 덜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너무 무리하게 하다 음. 보니까 음. 운동하고 아. 나면 좀 무기력감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음. 일상생활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어떤 희열이 있나요? 이거 하고 나면? 이죠. 뭐 음. 저번 주에 몇 개 했는데 네. 뭐 이번에 해보니까 음. 뭐 다섯 개 더 했더라 이러면은 음. 내가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서게 돼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음. 버밀린 같은 경우에는 네. 기준값이 72.5고 음.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기준값에 플러스 20kg 그래서 92.5로 하고 있어요 그걸로 지금 방금 40... 45개를 하신 거죠 네. 고립된 자세로 와. 네. 지난번보다 더 많이 하신 건가요? 그게 줄 아... <laughs> 다이어트 중이라 네.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는데 음... 조금 줄었네요. 40개까지 40개 선생활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머슬그리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음. 대표이사기도 해요 관장님하고 음. 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음. 네. 다리 괜찮으세요? 다리 아까 부상이 있었는데 바로 회복됐습니다 멀쩡하고 좀더 수영을 키워서 음. 하나라도 좀 1등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다리가 60 바로? 그냥 생각보다 이 박자 안에 하는 게 네. 힘든 것 같아서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자 안에 네. 성공을 못하면 음, 그냥 끝, 끝이라서 박자 놓치는 경우가 자세가 무너지거나 음. 뭐 그런 경우 박자를 딱 놓쳐서 아, 정확한 자세로 네. 뭐 일정한 속도로 음. 계속 할 수 있게끔 연습을 음.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자 놓치면 바로 끝이니까 네. 막 이렇게 자세 무너지면서 막 더 할 수가 없어서 좋은 점일 수도 있죠. 음. 자, 2세트까지 37개. 일단 힘이 많이 들기는 한데 그냥 저번에 뭐 측정했었던 내 기록보다 뭐 음. 조금 더 나아졌는지 이런 거 조금 음. 객관적으로 볼수 네. 있어서 안다! 51개. 아. 자, 그러니까 11개 차이 지금 이게 지금 몇 킬로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72.5킬로로 음. 지금 11를 더 하시면은 세계 네. 챔피언 자리 네 12개만 하면 이제 아, 12개 네, 단독 챔피언이고요 아. 11개 하면 이제 공동입니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세계 2, 위의 몸인가요? 안에서 <laughs> 아, 호호 모르겠습니다 이 11개 28개 1등과 지금 10개 차이 1등 하려고 아, 아. 어, 이제. 동점! 이야. 동점이면 상금 나눠 가지시는 얘기를 따로 해봐야겠어. 네. <laughs> 야. 야. 어쨌든 모의고사 이렇게 해봤는데 예. 좀 이게 한 주간의 운동 트레이닝이 지금 이렇게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또이 지표를 갖고서 트레이닝 조합을 잘 맞춰서 개수를 늘리는 데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음... 머슬 그린도 많은 사람. 혹시 대회 참가하시는 건가요? 모의고사에? 예. <laughs> 내 돈을 지키기 <laughs> 내 돈을 지키기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laughs> 뒤에 되게 씁쓸해하고 계신데요. 오늘 네. 네 명이 참여했는데 네. 이런 식이면 네. <laughs> 많이들 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